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처럼 이렇게 못생긴 사람도 변신을 할 수 있는 짠!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혼식장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<laughs> 진짜 못생겼네요 얼른 다시 이런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? 마몽드 로즈워터 토너 저는 이거를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냉장고에 하루 전날 정도는 아니면 미리 좀 많이 적셔서 넣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가울 때 얼굴에 딱 붙이고 15분간 있다가 떼어주면요 피부 정결도 되고 이제 좀 피부가 cooling처럼 시원해지기도 하고 전 너무 좋아요 이게 그리고 뭐지? 세안 끝나고 이걸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기만 하면은 안 지워졌던 화장도 닦이거든요 아이오페 인텐스 모이스처 스킨 로션 스킨 로션을 단계별로 착착착 발라주세요 꼼꼼하게 따다다다닥 두드리면서 흡수시켜주고요. 라네즈 온무 액티브 워터 수분크림 저는 수분크림을 사용해서 저희 건조한 피부를 좀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요. 이게 약간 남자의 향기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남자 화장품에 나는 그 향이 있긴 한데 저는 괜찮게 쓰고 있습니다. 에뛰드 하우스 픽스앤픽스 포어 프라이머 이걸로 이제 코 쪽이랑 턱 밑에 쪽에 이제 모공들을 잡아줄 거예요. 소량만 덜어서 조심히 문질문질 해줘서 모공을 막아주세요. 루나 롱 래스팅 코렉터 퓨어 라벤더 이거는 이제 노란기를 좀 잡아주고 생기 있는 얼굴을 만들어줄 건데요. 이렇게 칙칙하고 노란색인 피부를 네 가려주는 건데 제 피부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톡톡톡 문질러주면서 흡수시켜주세요 저는 퍼프했다가 아까 그 토너를 좀 묻혀서 촉촉하게 해줬고요 더샘 미네랄 라이징 크리미 컨실러 1.5 카푸치노 가리고 싶은 잡티 부위에 콕콕콕 찍어주세요 어차피 점 같은 거는 잘 가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잡티 부분만 가볍게 가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바로 펴주지 마시고 한 15초에서 30초간 기다렸다가 이렇게 퍼프로 펴주시면 좀 더 커버가 잘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너무 어, 세게 퍼프로 하시면은 다시 또 지워져요. 그러니까 살살살살살 그 컨실러 한 부분만 채소 잡티를 가려주세요.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다크스킨 저는 가장 어두운 컬러를 사용했고요 수분크림하고 1대1 비율로 섞어가지고 저는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뜨는 게 좀 줄어들더라고요 이 섞은 것을 <laughs> 사촌 누나 손 너무 답답했나봐요 섞은 것을 이제 피부에 얇게 펴가지고 얇게 펴준 다음에 퍼프로 눌러주고 또 펴주고 해가지고 이거를 과정을 세 번 정도 반복을 해요 아까 처음에 짜준 그대로를 그거를 3등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러면 조금 제 피부가 많이 뜨는 편이기 때문에 덜 뜨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또 바르고 펴주고 바르고 펴주고 한 세 번 정도를 반복하면은 어, 피부가 그래도 깔끔하게 펴질 겁니다 누나가 너무 답답했는지 직접 해준다고 하네요 눈꺼풀이랑 턱 쪽도 꼼꼼히 발라주셔야 돼요 저는 아직 초보라서 <laughs> 눈도 아직 제대로 못 발랐나봐요 누나가 다 해줬는데 여러분들은 꼼꼼히 바르세요 저처럼 이렇게 한쪽 안 한쪽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101 스틱 컨티어듀오 2호 이걸로 사라진 윤곽 턱선을 찾을 건데 너무 과하다고 조금만 바르라고 누나가 옆에서 그러네요 이게 근데 좀 단점이 약간 붉은기가 좀 돌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누나가 붉은기가 돈다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도 못 느끼고 쓰고 있습니다 <laughs> 턱 쪽도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3호 이걸로 콕콕 찍어서 손가락으로 잘 펴 발라준 뒤에 저는 이렇게만 하면 너무 진한 것 같아서 휴지로 한번 싹 다 닦아줍니다. 휴지로 닦은 다음에도 살짝 진하거나 아니면 지저분하면 경계선을 이렇게 퍼프로 정리를 해주면 끝납니다.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좋더라고요. 네, 메이크업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.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 일단 결혼식 가니까 이제 정장을 입었는데요 머리도 쉼표 머리를 하려다가 망했어요 고데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일단은 저의 결혼식 메이크업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대로 저는 결혼식장을 갑니다 결혼식 메이크업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별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